올라가는 거야? 좋아요와 구독 아! 오 윙구사 윙구사 진짜 좋더라 쓸만합니까? 응, 헤드샷만 잘 까면은 헤드 한 방이에요? 헤드는 한 방이지 않아? 이뚝도 한 방이지 않아? 너가 맞아보던가 어, 아, 이건 좀 프라이팬을 진짜 두세 개씩 주워야 되는구나 던져야 되니까? 아, 멀리 안 날아간다 이거 네, 그게 있네 거리가 있네 거기서 나 맞춰봐봐 여기 자판기 없다 이거 많은 멀리 아, 안 날아 안 어, 멀리 안 날아 가까이서밖에 안 된다 프라이팬 한개 더 있었는데 저 그 그 뚝배기가 없어서 그런가? 한 방에 가버리죠? 셋다 윈구사만 들고 치킨 시 각방 천개 <laughs> 갑니다 각, 방왜 각방, 각방이 안 되는데 근데 윈구사만 들고 치킨 먹을 수 있나? 민구사만 들고 치킨이라고? 응. 윈구사만? 응 AR 없이? 응 일단 해보지 뭐그러뭐다 뭐 필요 없는 거잖아 버려야겠네 그러네 AK도 버리고 배율도 다 버리고 민구사 총알만 잔뜩 먹고 재밌긴 하겠다 멀면 뭐 잘안 맞나? 써볼까? 어? 왜 뭐 탄적이 없어? 그치? 뭐야? 탄적 탄적 엄청 빠른데? 탄적 빨라 탄적 부를 필요 없다 이건 부스스 같은 느낌이 아닌데? 뭐야 이거? 왜? 네? 어 아니 뭐라도 잘 맞아서? 어 되게 잘 맞아 응차 타고 가자 탄적이라는 게 없는데 얘가? 응 조금 줄 것 같아서 응 어. 이번 편 가자 네 갑시다 하루에 치킨 혼자 솔로로 돌리면 어 사람 보인다 230 어, 좋다. 혼자 먹으면 한두 번 맛있다 저기 있어요? 어, 저기 있네? 맞추는데? 뭐 어디 있어? 여기 찍어놨어 저기 1번 피. 근데 느낌 괜찮아 나 방금 딴대 맞췄는데 봤어? 진짜 멋있었는데 정빵으로 때렸어? 응 그냥 정빵보다 살짝 뭐 정수리 받치는 느낌? 너 방금 오! 어, 아 뭐야! 아니야 나 튕겼어 진짜 벽에 던졌어 벽에 벽에 벽에, 벽에 튕겨도 맞아? 오 저렇게 맞았어 저렇게 진짜 <laughs> 아이 튕겨서 데미지가 들어와? 그런 거 같은데? 그래서 방금 아! <laughs> <laughs> 약 어? 먹어 아 엄청 웃기네 뭐야 자기장 뭐야? 나 자기장 지금 봤어 미쳤다 우와 팝찌 딸 <laughs> 뭐야? 그 자기가 오토바이 맨으로 오토바이 맨으로 오! 어. 오! 어, 맞췄다 이걸 맞춘다고? 맞춰요 야나 잘 맞춘다 이거 되게 주총 <laughs> 오 맞췄어? 아니 아니 한 대 맞췄어 아까 몰라 리드샷 <laughs> 와! 와! 바뀐다. 어, 이거 올라가야 되네. 좀 힘들겠다. 가는 거야? 이번 편에서 가는 거야? 어, 저. 정면. 정면. 먼저 가야 돼. 디디 미안해. 나 먼저 간다. 음, 먼저 가. 왼쪽에 하나 있어. 얘 아. 무시하고. 하루박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할수 있어. 여기 한 명? 쟤 죽었다. 여기. 우리 빼고 4명? 우리 빼고 3명! 우리 빼고 2명! 2명, 2명, 우리 빼고 2명! 근데 우리 올라가야 돼? 어, 찾았다. 핑 찍어줘. 핑. 어, 뭐야, 1대1, 3대1, 3대1! 솔탄 저기 넣, 넣기 가는? 얘 똥간 나와야 되네. 똥간 나왔어. 와, 잡았다! 나 도저히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자기장이 엄청 많이 좋아졌다 <laughs> 진짜 신기한 거 잘 깬다